희망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대요 어이구 좋아 시원해 시원해? 간접피기 <laughs> 음, 일어났어. 일어났어. 희망이 지금 다리 걷는 것 봐. 다리 힘주려고. 어이구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움직이고 싶었어요? 잘했어요, 잘했어요. 밥 먹으러 간다. 밥 먹으러? 어. 나... 밥, 밥 찾았어? 밥찾았어 밥을 찾아야 때 밥이 너무 엄마 이거 무슨 challenge야? 무슨 challenge야? 몰라. 엄마도 모르겠어? 응. 음. 난 테이프 challenge 같아. 우리 애들이 나올 생각이 없어. 근데. 엄마 이거 뭐야? 저는 거. 저거? 어. Thank <laughs>